근데 인류는 인류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. 그동안 지은 카르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. 이 카르마는 내가 10%만큼 열매 맺은 것도 있지만 지금 99% 열매 맺은 것도 있다는 거. 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99% 열매를 맺어서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이게 100%가 돼서 나타날 때 여러분은 못 막습니다. 카르마의 바람이 불 때 못 막아요.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저 사람은 지금 카르마가 100%여가지고 못 막는데 나는 내가 내가 한 내가 그 짓을 할 때는 10%여서 나는 막을 수 있었다고요. 그러니까 나는 막을 수 있었는데 왜남들을못 막지? 내가 더 뛰어난가 보다.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? 내가 더 뛰어난가 보다. 아니에요. 그 사람은 그 인연이 성숙하기를 열매 맺기를 지금 99%가 된 거예요. 누군가는 10% 정도 지금 그 밖에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지금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물을 끓이는데 이제 지금 물이 지금 끓을랑말랑해요. 한 10도나 돼요. 끄기가 쉽습니다. 지금 99%까지 왔어요. 곧 끓어요. 이제 이거 물 여기서 지금 뭘 끈다는 게 이제, 이제 온도를 낮춘다는 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요. 자, 법구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가 익어서 찾아올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. 선한 과보의 열매가 익어도 막을 수 없고요. 악한 과보의 열매가 익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.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카르마를 딛고 서 있다.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다. 그 내면에 어떤 카르마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. 그래서 사, 상대방이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기 힘들다. 저 사람이 어떤 카르마 때문에 저런 일을 겪는지 알 수가 없다.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짓을 하더라도 저건 열매가 익어서 저 사람은 막을 수 없어서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. 그럼 뭘 봐야 돼요? 카르마는 수용하되 바람일로 경영하고 있는 걸 봐야죠. 이거는 비판할 수 있겠죠. 그거를 육바라밀로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사람한테 닥친 게 막을 수 없었던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팩트라는 건 알아야 된다 이게 팩트예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서로 서 있는 모습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인생에서 겪는 상황들이 다른지 사주팔자냐 별자리냐 뭐 점성학이냐 수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카르마를 읽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본질은 뭐다? 카르마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사주가 다른 거예요 카르마가 달라서 사주가 다르고 카르마가 달라서 별자리가 다른 거 수많은 그들만의 얽힌 카르마가 있어요. 이번 생에 풀고 가야 될 카르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. 여러분 인생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비판할 때 남이 어떤 일을 합니다. 저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. 저거 정신 나간 것들. 저 쓰레기야. 저거 없애야 돼. 저런 것들 죽여야 돼. 이게요. 이런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내가 혹시 저 사람과 같은 그런 그 카르마 속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행동 안 할 수 있을까? 이거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비판하다가는 자기한테 익어서 이제 탁 열매가 일어날 때요. 훅 끌려갑니다. 감당도 못하고 끌려갑니다. 내 카르마 잣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, 그리고 자기한테 진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정신없이 끌려갑니다. 그때야 이해가 돼요. 아 다른 중생들도 이랬겠구나.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심정으로 끌려갔겠구나.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네. 자, 간단하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. 그걸 확인하려면 뭐까지 봐야 돼요? 그 사람이 현재 겪는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. 어, 나는 나는 절대 윤리적으로 그런 건 감당할 수 그런 짓은 어, 절대 나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봐.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해요. 내 삶의 원칙에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누군가가 그럼 저거 쓰레기네 죽여야겠네 내 우주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안 처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뭐 나한테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도 나를 확 끌고 가는 카르마가 내, 나한테 열매 맺으면서 다가오면 여러분도 남이 볼 때 또 그런 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걸 봐요 하늘이 열매 맺어놓고 열매 맺은 곳에 끌려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? 이해되세요? 하늘은 하늘은 이 상황에서조차 너는 카르마를 육바라밀로 경영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. 남의 인생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그 카르마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모른다면. 어,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중생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갑자기 모든 존재들이 공평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진공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또 자기는 빼고요 심지어 남을 왠지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하는 내 삶의 원칙에 위배되는 짓거리를 하는 모든 존재들을 비판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판하고 싶으시죠? 아 그냥 걔는 개새끼고 걔는 쓰레기고 걔는 그냥 쳐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얘기하시기가 쉽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자 근데 입장을 바꿔볼게요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개새끼요 쓰레기요 하는 게 좋은가요? 상대방이 나를 이 3단계로 이해해 주는 게 좋은가요? 내가 내가 비판받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비판받고 싶으세요? <laughs> 저런 식으로 비판해주면 감사하지 않을까요?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아, 뭘 그렇게까지 저를 이해해 주려고 눈물 나게 고맙겠죠 이게 호응인 거 아니에요?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거?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게 홍익인 간 아니에요?